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다들 덥다고 막 짜증내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내게 퐁당 빠져버린 널 이제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모래 위 펴펴펴 번지르서 밀물이 밀려와도 못 지워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한 번 받아보고 싶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 끝난 줄 알았어 어디에 내가 더 빛나 별이 되었다고 시간의 강을 건너 또 마주